안녕하세요. 팝스니까 김동글 원장입니다. 코흡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 염증, 특히 염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. 이게 괜찮은 건지,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건지, 뭐 아니면 병원 가서 진료받아야 되는 건지 여쭤보시는데 조금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그럼 대략 제가 그 염증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형적인 염증이라고 하면 그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. 통증 있고 두 번째는 열감, 조금 열이 나는 경우 세 번째 불금증 약간 빨갛습니다. 세 번째 붓기 조금 부어 있습니다.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생긴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그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. 꼭 이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염증기가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안지 열을 대는데 코가 아프다. 또 코하고 나서 2주째인데 코끝이 좀 빨갛다 이런 경우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꼭 네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 두 가지 뭐 한 두 가지 있더라도 진료받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또 시기 놓쳐서 만약에 이제 부작용을 했을 때 시기 놓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